y 농구는 5대5로 하는 스포츠 1쿼터에 10분씩 4쿼터 해 상대방의 골대에 공을 넣어 2점 슛, 3점 슛, 반칙 얻어 쏘는 제2 경기를 시작할 땐 점프볼로 시작해 라인 넘지 마 이건 오직 선수들만 해 공격할 때 주어지는 시간 24초 리바운드 성공하면 다시 한 번 14초 어펜스 다 시작할 땐 엔드라인 8초 안에 넘어야 해 하프라인 yeah. 드리블을 치다가 공을 잡고 멈추면 5초 안에 슛하거나 패스해야 돼 손바닥이 하늘을 보거나 두 손으로 잡거나 볼이 머리 위를 넘었다가 뛰기면 더블 공 잡고 두 발까지는 오케이 레이업션 one two 두 발까지는 오케이 디바한테 축축 대발 끌리거나 세 발 이상 걸어가면 트래블링 단스텝 페인트존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 3초 yeah. 때리고 부딪히고 밀고 당기면 파울. 슛 동작이 파울하면 2점 슛엔 2샷 3점 슛 3샷 파워라고 골이 내면 보너스 one shot 경기 진행 중 페어플레이 back 경기 진행 후에 페어플레이 위배 자유투에 공격 껌까지 뺏겨 게다가 두번 만에 퇴장 페어플레이 해 게임 파울 한 경기 다섯 개 다섯 개는 모아봐 그럼 너는 퇴장 팀 파울은 한 거 더해 다섯 개 다섯 개부터는 어떤 파울도 잘투 네, 농구는 본격이는 스포츠 매너 있게 게임해 선수 심판 감독 코치 팬 매너 있는 게임 공격기는 그 스포츠 매는 그 게임의 루스 바스켓 루스 바스켓 볼 선수 심판 감독 코치 팬 매너인의 게임 너차 진중에서 몸싸움이 어느 정도 허용 그러다가 보스 다음 너무 과격하게 하고 고의적으로 상대 미고 당겨 때리는 건 너는 no 기억해 넌 고인의 품격 프라인 너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한 발쯤만 걸치면 넌 버거를 순 있어 마우리 치가 나온 곳에서 스윙 골밑에 사이드라인 엔라인 어디든 네가 많네 내가 많네 다투지 마 애매할 때 심판에게 그거 심판의 영역 농구는 품격 있는 스포츠 매너 있게 게임은 rules basket. rules basketball 선수 심판 감독 코치 팬 매너 인의 게임